음, 당점 바라보겠습니다. 하하하하! Somebody call for 용병. 저, 저, 저! 눈 감지 마! made for every job. 브랄할라라고? Good or bad? 가격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.